사람들의 나라에서 태어나 어릴 적에 노란 눈에 나라로 떠나간 소녀에게 인간이란 노란 눈동자를 가진 것이 당연했었고 자신도 부안됐지 노란색에 물들어 세상은 노랗고 그 세상을 비추느이 눈도 그러리 leave. 너무나 당연했던 소녀에게 사랑이란 같은 모습을 가진 저들끼리의 것이었고 자신도 그러했지 나이를 먹어가며 바깥에 나서니 태양과 달이 함께 있는 게 정답이라네 달을 찾아 나섰던 소녀는 이윽고 태양의 눈이 부셔 눈을 감았고 sit back.